2017년 9월 2일 지민의 로그 어, 오늘은 서태지 선배님이랑 같이 공연을 한 날이고 지금 서태지 선배님과 서태지 선배님 콘서트에 우리가 무대를 선 거지 이렇게 끝내고 지금 막 숙소에 도착해서 혼자의 차에 남아서 얼굴을 짓고 있다 아, 오늘 서태진 선배님이랑 같이 공연을 했는데 어, 뭐, 정말 와우 너무 멋있더라고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이제 그런 게 많았지 이제 세대가 많이 다르니까 어, 분명히 서태신 선배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알지만 뭔가 알지만 몸소 그걸 다 알지 못한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 알지만 알 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인데 어, 이제 주위에서 뭐 다른 분들은 와 어떻게 어떻게 같이 하게 되었지 대박이다 소름 돋는다 와 그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이 공연을 하면서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정말 공연을 잘 하시는구나 정말 음악이 좋구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어쨌든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많이 배웠고 많은 걸 느끼게 된 하루가 되었다 준비하면서도 같이 준비하고 선배님이랑 같이 준비하고 춤도 같이 연습하고 어, 하면서 또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잘 해주셔서 하는 연습할 때도 되게 즐거웠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뻤고 음, 아무튼 그랬다 오늘은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앨범이 나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항상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미안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제 스케줄을 하고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기다리고 계신 팬분들은 계속 기다리신 거니까 우리가 이, 2월에 앨범이 나왔고 그때 콘서트 하고 그때도 활동은 한 주밖에 못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10월 아 9월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거의 한 7개월 가량에 이제 우리 노래 기다려 주시고 무대 기다렸으니까 계속 해외 투어 한다고 그래서 더 이제 좋은 앨범으로 앨범 완성된 음악으로 찾아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번 앨범을 가지고 나왔을 때 팬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그런 게 더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랬던 것 같다. 특히나 이번 앨범의 intro는 내가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어? 어? 실어 어쨌든 intro를 이렇게 뭔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는 원래 몰랐었는데 이제 방피니님이랑다 같이 이렇게 미팅하고 하면서 이번 intro는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녹음했고 또 이제 트레일러 영상 뮤직비디오를 또 찍게 되었는데 아직 나도 못 봐서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되고 그걸 봤을 때 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주실지도 진짜 궁금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앨범 중에서 좋은 노래가 엄청 많은 더, 더 좋아진 음악을 담은 앨범인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되고 기대가 참 많이 되는 활, 활동이고 앨범이고 한 것 같다 오늘 9월 2일이니까 3일 뒤에 공개가,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어, 아직도 아, 지금은 이제 내 영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되게 궁금하다 나도 하면서 되게 뭐랄까 좋아해 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많았고 아무튼 어. 음 그랬구만 그리고 어, 또 이번에는 뭔가 타이틀과 이제 커플곡들을 같이 공연을 하고 활동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앨범 안무도 되게 잘 나왔고 어,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노래도 잘 나와서 어, 공연할 때도 우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인트로 준비할 때 뭔가 아, 이런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어, 어떤 이제 이제 뭐뭐 뭐 항상 이제 막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떠냐고 이번에 intro에서 어떠냐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이제 나 혼자 돋보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어쨌든 나도 내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나 고민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점점 더 뭔가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고 또 팬분들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많이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더 힘내서 뭔가 요즘 준비하고 막 나 혼자 뭐 개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자, 뭐 작업을 할 때도 뭔가 더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어떤 활동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한국에서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음, 기대가 참 많이 된다고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 이제 4, 3일이고 3일 남았고 우리 컴백은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 또 지금이랑 그때랑은 또 마음이 많이 다를 것 같고 느끼는 것도 다를 테니까 그때 가서 또 가야지 어쨌든 이제 보내 드디어 아 나도 오늘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가서 자야지 잘 거야 잘래 식구 화장도 안 지우고 2017년 9월 9월 2일 9월 2일 맞지? 아직 시간 안 지났지 11시 12분이네 9월 2일 지민의 로그 끝! 음, 어, 자, 어, 잘랐다 이제 나갈 거야 아. 끝 바이바이